사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로 차가운데 한잠을 못 이루고 호란없는 귓가에 장부의 길을 나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그 목소리 그 여는 종소리를 사랑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가 내 고향 내 집에는 총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 心托走。